너 그래 너 요새 너 조금 이상해졌어 자꾸만 시도 때도 없이 시무룩하고 고민이 생겼니 음. 초등학교 영어 수업 시간에 배웠었던 현재 진행형 같아